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라면대요. 아깝다 도쿄 안녕. 뭐해? 뭐래何やってんの何やってんの二人本当 아, わすごいううわわわわう 아이카 빠이빠이 했는데 어때? 응기억까지 아이카 이거 아이카도 가보자 로안이는 또 놀러 가는데 너가 너무 잘나가지고 今日も露伴がちょっとぐずっちゃったからご利用させてもらいましたもし日本旅行来てね駅기데리を와서이제힘든분들은여기사용해보세요今から東京に行きます 로하니 한번 가보자 자 설명해줘 로하니가 아, 세탁기 세탁기 아, 자 그러면은 거기는 어딘가요? 안쪽은? 그 샤워 샤워 샤워 샤워 한번 볼... 한번 열어볼까요 로하니? 자, 어! 자, 그 다음은 여기 어때때 어때때 어때때 키레키레 쓰노? 여기는 뭐예요? 화장실. 우와. 화장실. 토이렛. 뿅. 뿅. 여기 집이에요, 집이. 여기 집이에요? 쇼집이에요. 과자 글씨 맛있다. 설마 도쿄 타워 뷰? 한번 아래 도쿄 타워. 저거 도쿄 타워. 저거 도쿄 타워. 皆さん到着しました皆さんイエーイ今からねディナーの約束があるので急いで準備して出ようと思います、ね、じゃあ早くい <laughs> じゃあもうぐちゃぐちゃなのでまあ Vlog 続けて見てみましょうなるだなるだ いなすごいなアロマ。ありがとうあのあの兄さん兄乾杯乾杯うわ何それエンドレスエンドレ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ップはないですよね。プラコップはないはい、ないですよね。ありがとう。 장난감 사는 건데. 아! 아! 장난감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기차? 기차? 안 돼. 기차 엄청 겁나? 로아나, 고코가 긴자다요, 긴자. 이끼 때려 토코다치라가 그로 토코다떼. <laughs> 음. 너가 너무 잘나가지고 아, 미안해 <laughs> 어? 자 깜빡 아 자, 어이, 어이, 어이. 자, 깜빡. 처음에 안 들서 유자사 잡아 잡아야죠 우아니까 이거 하나도 있어요 짠 맛있? 응. 맛이 없어 맛있어 먹어봐 오 좋아 응 좋아 맛있어 맛있어? 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から東京に行くとね結構いつも来るピブファリシレ합니다 우와 우와 멋있어 엄마하고 나게 안 아무나 하나 하나 야매 야매 관계悪くなる 관계 悪くなる와 밑에 耳かきプッソのプッソに似てるあの 私耳かき上手じゃないからいつもゆかがやってくれるんですよじゃあ今日は今日はジェイミーさんにやってもらおうかなお土産したからあ、今潜在写真撮ってます 이거아무것도안하는거예요대박이죠귀여워가와이고疲れてる酒の代わりおおそうとかも全然あったしどうかしたみたいな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Bonk. おまけ <laughs> <laughs> しかも納豆も食べてたいただきます YouTube 的ななんか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合わせるとかこうやって切れてるペリペリ来ないと食べれないからうんペリペリペリペリ来ないと <laughs> とりあえずさ酔う前に言っとこうと思うんだけどさ何大ニュース、うん、何やめて嘘食べ過ぎたからねえいったすうせやなもう楽しみないつもどこ見ていくの ありがとうもうさなんかプロポーズされたみたいな <laughs> すんちゃんよりもちゃんとしてるさ私と結婚してくださいなんかえーあったねちょっとちょっと一番長くしてた見える 어떻게 살아요? 오 어, 토쿄다 토쿄 이거 뭐야? A, B, C 루안이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그래 오늘은 마야랑 카스미 누나 만나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간바떼? 안녕 겨워 겨워 욕감에? 4日目ですすごい毎日が忙しいのでそう全然編集できてなくて女子になってる O que é isso? 露伴の梨買ってくるってよかった甘いんマママ食べてみてあってなんでママに言っちゃうしいうんでんでんじゃん <laughs> あっぱ、やにいふたよ 네. 아빠 이거 뭐 그래요? 요즘 너 관심 보시드겨요. 어떤 시험 듣네? 근데 어때아 어, 뭐야? 응? 삼초이에요? <laughs> 삼초이에요? 가. 또. 쪽. 그. 예. 타. 버릇. 버릇. 버릇. 엄마 고민 사. 음 괜찮아. 음 엄마 먹을까? 음, 어, 어, 짬처리. 짬처리? 짬처리. 기다려. 나. 도쿄 어땠어? 응. 어, 어, 음. 어, 그래 보여 티셔츠에 도쿄라고 써있네 조용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조용히 한다 했어? J H I J K L M. <laughs>